그치 그치 음 엄마 뽀뽀 아 뭐야 꽁찌가 웬일로 뽀뽀해 주려고 하나? 설렐 뻔했잖아

난 어떻게 해도 죽는 거군요. <laughs> 한숨 야 너 방금 한숨 잤지? 저기요 可惜。